제 5편 작은 에밀리 인형뜨기 5편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어, 에밀리의 작은 손과 그 소매끝 프릴 그리고 허리벨트 떠보셨네요. 어, 이번 5편에서 보여드릴 영상은 어, 속바지 뜨기와 깨매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영상과 자막 잘 보시고 음, 따라오세요. 자 지금부터는 그 흰, 하얀색 속바지를 뜰 거예요 그래서 흰색 실로 그 24코를 만든 다음에 그 안뜨기 한 단을 예, 떠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, 안뜨기 한단다 떴고요. 그 다음에 겉뜨기, 안뜨기, 메리아스 두 단 뜨겠습니다. 겉뜨기 한 단, 안뜨기 한단 이렇게 뜨고 다시 돌아올게요. 자, 안뜨기 처음에 24코 만들고 안뜨기 한단 하고 어, 겉뜨기 한단 떠주고 지금 이렇게 안뜨기 한단 이렇게 끝났습니다. 안뜨기 한단 다 끝났으면 이제 그 얀뜨기를 어, 할 거예요. 음, 얀뜨기 첫 코는 네, 그냥 떠주시고 예, 실을 앞으로 돌려서 자, 뜨기 끝까지 이렇게 앞단 안뜨기 다 끝났고요. 어, 그 다음에 어, 안뜨기, 겉뜨기, 안뜨기 이렇게 메리아스 어, 3단 하겠습니다. 자, 안뜨기를 시작으로 해서 안뜨기 한 단, 겉뜨기 한 단, 또 안뜨기 한 단. 자, 안뜨기 이렇게 떠주시고 어, 메리아스 3단 다시 또 뜨겠습니다. 떠뜨기 한단 떠뜨겠습니다. 뜨게 한단 뜨셨고 이제 안 뜨게 한단 뜨겠습니다. 자 이렇게 안 뜨기 한단 다 떴으면 어, 앞쪽에서 이제 무늬를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안뜨기를 어, 세 번을 떠야 되는데요 어,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두 개의 그 무늬가 생겼죠 앞에서 어, 그런 무늬를 지금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, 안 뜨기만 네, 세 단을 뜨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, 두 줄의 그런 무늬가 나옵니다 겉에서 예, 안뜨기를 떠줘요. 이렇게 이제 앞쪽에서 안뜨기 한단 떠줬고요. 자 뒤쪽에서는 똑같이 이제 또 안뜨기를 뜰 겁니다. 안뜨기를 이제 세 번을 해주는 거예요. 이제 아까 한 번 했고 어, 또두 번째 안뜨기 해주겠습니다. 이제 세 번째 안뜨기 세 번째 안뜨기 앞쪽에서 앞쪽에서 세 번째 안뜨기 다시 또요 뒷면은 이제 안뜨기를 떠줍니다.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이렇게 앞에서 두 줄에 이제 무늬가 나왔고요.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을 걸어서 18단을 뜨겠습니다. 늘리거나 줄임 없이 메리아 스뜨기 18단을 뜨겠습니다. 이제 실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 놓고 카운트를 하기 쉽게 걸어 놓고 총 18단 뜨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자 이렇게 그 메리아 스뜨기 18단 다 떴고요. 어, 겉뜨기 때 그 양쪽에서 두 코씩 줄여주는 거를 두 번을 하겠습니다. 첫 코 양쪽 끝에서 한 코 줄여주고 또 겉뜨기 계속 뜨시다가 마지막 코 또 이제 첫 코, 두 코 줄였고요. 이제 마지막 코 또 한번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. 그리고 안뜨기는 음, 줄임 없이 음, 한단 그냥 끝까지 떠주시고요. 안뜨기 한 단 뜨고 어, 그 다음에 또 앞쪽에서 양쪽 끝에서 어, 한 코씩 줄여주겠습니다. 그래서 어, 겉뜨기 상태에서 양쪽 끝에서 어, 한 코씩 줄여주는 거를 이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. 자, 맨 마지막 겉뜨기 끝코 두 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이렇게 줄여줬어요. 어. 그리고 이제 안뜨기 한 단 하겠습니다. 안뜨기 한 단 다 했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메리아 스뜨기 12단 할 겁니다. 메리아 스틱이 12단 음, 줄임없이 12단을 예, 할 건데요. 어, 또 카운트 하기 위해서 어, 색깔 있는 실을 여기다가 예, 걸어 놓고 12단 다 뜨고 다시 네, 오겠습니다. 메리아스뜨기 총 12단 다 했고요. 어, 이제는 음, 겉뜨기 한 코를 뜨고 어, 그 다음에 한 코를 줄이겠습니다. 한 코를 줄이고 다시 또 겉뜨기를 네, 세코 하시고 다시 또 한코 줄이고 다시 또 겉뜨기 3코 그리고 또 한 코 줄이고 겉뜨기 3코 그리고 한 코 줄이고 남아있는 두 코는 예, 그냥 떠줍니다. 아. 그러면 이제 속바지가 다 완성이 됐고요. 어, 여기 뒤에서 예, 어퍼 마무리로 예, 속바지 다 끝났습니다. 겉뜨기로 예, 어퍼 마무리 자 이렇게 옆파 마무리가 끝났습니다. 이제 실 요거는 빼주시고요. 그러면 이제 바지 두 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 이거는 세로 입기로 세로 입기로 이렇게 그 줄이기 여기 두코 줄여줬던 요 곁, 가랑이 요 부분 여기까지만 세로 입기로 꾸미겠습니다. 자 속바지 두 개 이렇게 음, 어, 세로 입기로 다 꾸며줬고요. 어,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바지 설기가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이제 여기 앞부분, 이 앞부분은 이렇게 앞부분으로 꾸며주시고 뒤에는 이렇게 해서 꾸며주시면 이제 통바지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부분은 이렇게 꾸며주면 얀뜨기가 되고 밑에 두, 그, 두 줄의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. 새로 입기로 다시 한번 잘 꾸며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이렇게 앞부분 꼬매줬고요. 여기 실은 음, 있으니까 지금 요 실은 음, 정리를 하겠습니다. 속바지의 아랫부분 음, 얀뜨기 한 부분을 음, 바지를 예, 뒤집어서 이렇게 한 번씩 한 땀 한땀 안뜨기 모양이 예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잘 접어서 예, 꾸며줍니다. 이런 모양의 예, 바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바지를 이렇게 안에 입혔습니다. 아, 요거 바지는 아, 허리 부분은 어, 다리 부분과 같이 예. 허리에 이제 이렇게 바지 그 실이 있는데요.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게끔 어, 고정을 안 시켜도 되고 예, 고정을 시켜도 되고 근데 이 발이 신발이 좀 예, 통통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지를 벗기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, 뭐 흘러내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지를 이 실을 이용해서 이 몸체에 예, 붙여서 해주는 것도 예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음, 에밀리 음, 속바지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. 아, 이번 5편 영상에서는 그 속바지뜨기와 깨매기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잘 따라오셨죠? 어, 에밀리 인형뜨기 제6편 영상에서는 카라뜨기와 아, 카라를 어, 떠서 몸체에 붙이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6편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6편에서 뵐게요.